바리바리 오늘은 스케줄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아직 밥을 못 먹은 상태라서 애슐리에서 혼밥을 한번 해볼까 하고 애슐리를 가려고 왔습니다 지금 먹으러 왔는데 줄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약간의 혼밥이니까 여기서 혼자 대기 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왔어요. 혼자 그러니까 왔어요. 그 시간 나면 바로 안내해드릴게요. 앞쪽에 한번공이 오셨고 안내 한 번만 도와주세요. 네. 손 봐. 어디 앉지? 다행히 텅텅 비어가지고 혼밥하기에는 제격인 <laughs> 자리다. 저는 구석, 구석으로 여기 구석에 앉을게요. 오늘 안 그래도 애슐리 치즈 축제 한다 해가지고 혼자라도 이렇게 먹으러 왔어 혼자라도 먹고 싶더라고 내가 치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할 겸 다이어트도 할겸 혼밥 할 겸 이게 무슨 소리야? 일단 배고프니까 빨리 음식을 퍼와야겠어 그러면 빨리 음식을 가져와야겠다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빨리 빨리 가 일단은 일단은 치즈 모짜렐라 치즈볼 치즈가 벌써부터 일단 맛만 보고 먹어보고 맛있었던 거 한 번 더 먹어야겠다 맥앤치즈 일단은 치즈 축제라 가지고 치즈가 일단 치즈가 너무 많아 아까 보니까 치즈 폭포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 정도 먹어주고 어?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시켜봐야겠다 아니 4,900원이라고? 어떻게 시키지? 띵동 하는 건가?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초점 초점 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진짜 맛있다 복숭아 모히또 복숭아 모히또 집에서는 잘 안 해먹지만 애슐리 오면 꼭 먹는다는 콩나물 쫄면 짬뽕기 같은 거에 뭐 치즈 근데 너무 소문이 없어서 내가 전세는 기분이야 음, 맛있다 콩잎 보니까 콩잎도 있더라고 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쳐다봐 괜찮아 잠깐 일행이 음식 들어간 거야 일행이 음식 들어가는 거야 아, 네. 실례합니다. 아. 스테이크 준비해드릴게요. 여기로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우와 이게 4,900원이라고? 에이 나갈 때 추가 비용 있는 거 아니야? 한번 칼질 좀 해봅시다 아나 진짜 안 그래도 애슐리 안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통 샐러드바만 이용하고 그냥 갔었는데 스테이크는 여기서 처음 시켜봐 인생 애슐리 다니면서 처음 오 맞아 먼저 보여줘야지 언젠가 한 번쯤은 스테이크를 시켜보려고 싶었는데 운 좋게 이렇게 이벤트 할 때 이벤트 할 때 먹어보네 아 이거, 이거구나 왜 스테이크를 먹는지 알겠다 이거는 피치앤칩스랑 감자튀김 꼬치 치즈 포터에다가 치즈 굴려가지고 와 복숭아 진짜 맛있어 새콤달콤한 나 콘치즈 예상한 그 달달한 맛 <coughs> 물티슈 물티슈 미니슈 슈? 전좀 맞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상처받게 한벌 제가 받을게요 음 일반 생크림이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? 이, 이 뭐라 그러지? 이 크림을? 생크림 아니고 이 크림 뭐라 하는데? 아무튼 달달한 그 크림 있잖아 안 느끼한 맛있네 내가 미쳤지? 떡볶이 안 먹고 있었다 떡볶이 떡볶이가 미쳤다 얘네 얘야 혼밥 레벨 중에 국밥집, 술집 등등등 중에 애슐리 있잖아 난 오늘 그 도장 깼다 일단 다망원 먹었고 케이크만 먹으면 돼 마지막 후식으로 그 젤리 먹어줘야 되는데 타끼 타끼 전좀 맞아야 해요 음. 어? 마시멜로인가? 음! 마시멜로야 나한 그릇 아 이건 진짜 도저히 못 먹겠어 여기에다가 이게 미친 듯이 맛있었어. 솜사탕 아이스크림에 슈! 슈슈슈! 솜사탕 아이스크림 슈! 첫 번째부터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이스크림 응? 뽕까 만났나? 뽕까? 어떻게 나 화장품 안 챙겨왔는데? 먹느라 아 진짜 잘 먹었다 혼자 먹어서 이렇게 제대로 먹은 거 진짜 처음이네 아 못 움직이겠어 픽업 서비스 있어야 돼 애슐리 픽업 서비스 치즈 축제에 혼밥하러 온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나밖에 없더라 둘러만 봐도 나밖에 없어 조용히 먹다 도망가야지 짠 지금까지 애슐리에서 혼밥을 해버린 여떠여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